여보, 애들 자요. 장인이지 뭐. 어때? 그로스. 짠. 자, 어디 가십니까? 지금 충주로 가고 있습니다. 충주 어디로 갈 건가요? 충주시 관광체험센터라고 있거든요. 네. 거기에 가서 오늘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안내를 받을 거예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응? 어, 나도 같이 가는 거야. 그래 루나도 같이 가는 거야 여원이는 우리 그러면 출발 고고 씬 예!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. 꽉 잡으세요 뭐? 여기가 바로 우리 방. 우와 이게 뭐야? 맞아 햇님 이모파이야. 다 뭐야? 뭐야 뭐야? 짜자잔. 뭔가 산길을 막 엄청 가고 있어요 우리. 우리 어디가? 자 수안보. 건축박물관 곤충박물관, 창의박물관, 동물보관, 아. 치유, 밧줄놀이, 짚라인 아 짚라인도 있어 아 먹이를 지나가 많이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이제 뜯어 벗겨야 돼요 뺏기지 말고 아빠가 해볼게 뺏겼다 뺏겼어 끈치 대면 돼 잘 먹어요. 아, <laughs> 어 진짜 순식간에 먹. 엄청 신기했다. 응 깎아주자. 토끼. 김 빼다 먹는다. 좀 뺏어 먹어. 싸워? <laughs> 아, 싸운다 쟤네. 그러네. 아, 어 먹고 도망가. 어 여운아 여기 봐봐. 기니피그를 들어가 보자. 잘 서봐. 와. 아, 아이고 아파라. 아이고. 조심해줘요? 네 괜찮습니다 갑자기 놀래 영훈아 어. 와 진짜 그러니까. 깎길인 것 같은데요, 여기 그죠? 여기 상상만 해도 너무 그러 위에 벚꽃 쫙 만개했을 때 아 고추국 진짜 맛있다 어, 아, 찐맛집 진짜 배 터지겠다 와, 아, 와 근데 어떻게 이게 다 들어갔냐 어? 셋째? 그거 아니야 진짜 오리였어 오리였어? 아. 어 맞춰봐 어 여보 와. 여원이 이쪽으로 와 있어요. 와.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. 이거 네. 본적 있어요? 책에서? 에코. 그죠? 와, 대박. 대박, 나왔습니다. 오. 오 네. 와, 저, 저. 다만 뭐야? 눈을 대야 되는데 코를 대고 있네요. 봤어, <laughs> 봤어? 와. 와. 네. 눈이 가물가물 가물가물 아, 근데 이게 단점이네 면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게 이러면 한입 커지거든 일단 먹어볼게요. 크로스. 조류처럼 먹는다 옆에서 보니까 조류? 비둘기 할미꽃? 할미꽃? 비둘기 식사법. <laughs> 그... 그. 애들 한게 완전 완전 피곤해서 완전 골았다. 근데 오늘 해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만 가도 될 것 같아 오전 오 그치? 어, 어. 응. 아까 곤충박물관에서 진짜 애들 재밌게 놀았잖아 나, 나는 거기서 반나절 놀수 있을 것 같아 그치? 어. <laughs> 그리고 난 아까 그거 되게 놀랬어 여운이가 조교 가는데 어. 더, 더 담그고 있고 싶다고 <laughs> 처음에는 막 뜨겁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할매처럼 <laughs>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. 더 담그고 싶다 아, 더 담고. 담고 있어, 그러면. 엄마가 준비해올게. 딱 가서 일어날 너무 귀엽더라. 어, 하고 싶다, 맛있다, 엄마. 어, 나는 거기서 철부터 앉아, 그거 저거 또. 내내 기저귀만 차고 다녔잖아, 그래서. <laughs> 괜찮아, 류나는 젊어서. 돌도 집어먹을 나이야. 진짜 끝내줘.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. 근데 여보 집에서 끓여먹는 다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. 아, 애들이 저거 먹으니까 완전 꿀맛이야. 그치? 아쉬운데 그니까 그래서 오히려 한 번을 다 기억할 수 있게 됐어 또 올 거야 어또 오자 다음에 또 온다 책 가져왔어요 맛있는 거 먹고 돌아야지 그래요. 오늘도 진짜 잘 놀았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. 어. 치카치카 하고 자자. 어, 자자. 치카치카. <laughs> 양치질. 네, 맘마 드셨으면 치카치카 하셔야죠. 네, 알겠습니다. 가자. 부정만 32년 그 국가대표 이렇게 이제 전문 선수 이렇게 배 방향을 젓는 폭스라는 음, 손을 이렇게 힘이 없어 난한 손인데 아. <laughs> 그렇죠 당기세요 이제 명치까지 저 그래도 이동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따라하시고 레디 로테이션 고! 자, 여덟 개. 하나, 둘, 셋, 이렇게 3개, 명치까지 끓이면 4개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마지막 라스트 하나. 오. 어. 아. 와, 47초 8 왔어. 와, 진짜 힘드네요. 와, 그 처음, 처음 타시는데 이게 돼요? 아, 아 너무 아. 수고하셨어요. 그 100까지 다 태웠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그 타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기회가 되면 날씨 좋은 날 같이 오자 그러면 아기는 아까 그콕스자리 네. 엄마랑 같이 아기를 안고 타도 돼. 아. 어, 그렇게 해서. 아, 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비 어디로 가나요? 우리 이번에는 다육 농장에 가서 다육을 체험해 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자, 아, 와. 자, 어떻게 나랑 닮은 친구 잘 골라오셨어요? 네. 어, 네. 근데 우리 친구는 요거는 아빠라고 그랬는데 왜 아빠, 아빠랑 닮았을까? 아우, 크니까.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<laughs> 여리여리하면서 동글동글한데 그래도 네. 뭔가 꼿꼿하게 잘 서 있는. 아. 네, 이렇게 둘이 섞이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? 아, 네네. 이게 누나 잘 그렸네. 신랑은 네. 조금 화려하면서 아. 사실 엄청 귀여운 면이 있거든요. 아 근데 이게 좀 귀엽고. 아 <laughs> 네. 네.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애들은 떼야 되는 거예 네, 이 다리를 이렇게 떼어. 아이고, 잘하네. 음. 그렇지. 아, 아버님이 열이세요? 안 그래 보이는데 네. 은근히 네. 열요 어, 안 그래 보이시는데. 네. 아우, 너무 이쁘게 잘하셨다. 오늘 해주셨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치킨 먹이면 되죠. 물이랑. 와. 맛있다. 짱이다. 나무지게 먹는 사이 영희도 한번 보여줘 이쪽에 식사 아 맛있다 그치? 물막 진짜 맛있다 치킨 자체도 되게 옛날 통닭인데 진짜 깔끔하게 잘 튀겼습니다 보통 막국수집 가면 물막이랑 비막이랑 하나만 유난히 맛있어 근데 여기는 둘 다 맛있다 껍데기까지 맛있네 는 그게 맛있어 솔직히 여기 있어요 음. 같이 음. 여기